여기 어떨 것 같으세요? 팬분들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아 그냥 너무 고맙지 어, 궁금하다 나 생각도 못했어요 내 생일도 까먹고 살고 있어 <laughs> 여기야? 우와 안에 계신다 어, 우와 어,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요? 진짜? 어.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나는 한, 한, 그냥 서정도 계시나. 반가워요, 진짜. 어, 이거 3년 전, 네, 샵에서 메이크업 끝나고 우리 샵에서 했는데. 어머나. 어 이거 누구예요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요? 너무 나 연예인이었네. <laughs> 나 이렇게 어렸다, 야. 와. 아, 이거 사진 다 이렇게 셀프해서 우리 다 붙인 거예요? 네. 어, 너무 감사하다, 진짜. 아, 눈물 날 것 같다, 갑자기. 이렇 보는 거 어. 어떡해 이거 이거 이렇게 문구 다 인터뷰한 거 다 세심하게 다 읽어보고 아니 설 여는데 집에 어떻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안 가요? 아 진짜 아, 너무 고맙다 진짜 다, 다 서울에 살아요? 네 지방에서도 왔어요? 네. 음,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진 다 찍어보고 응. 아, 다한 명씩 다 찍어드릴게요. 아. 나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안해 귀엽다. 이게, 이게 추추, 추추 세트? 세트래. 추추 세트. 어. 음. 우린 또 이렇게 또 손으로 가져야지. 우와. 다들 얘기가 빨게 자주 그러니까 팬들이랑 많이 소통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. 뭐 원하시는지 막 말해주세요. 뭐 <laughs> 질문 있어요? 질문? 색, 색 뭐예요? 제일 좋아하는 색깔? 색깔? 아, 네. 저, 나, 나는 그린색 어렸을 때부터. 또 궁금한 거 뭐 막 물어봐요. 언니 최 술이 뭐예요? 술, 술, 네, 최애 술. 일단은 위스키 못 먹어요. 음. 어, 제일 좋아하는 술은 그 와인을 일단 좀 와인 그리고 이즈백. 이즈백? 네, 참이슬은 못 먹어요. 아, 아 연기 연기는 잘 하고 싶어서 좀 그쵸 막좀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. 노래 아주 옛날스러운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김나영 씨 노래 그, 어, 그해 우리는 거기 OST 노래 부르는 가수인데 어, 그리고 저는 원래는 혹시 김동률이라고 알아요? 어, 네 알아요 <laughs> 김동률 가수 노래 좋아하고 어, 박효신 노래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. 이게 요즘 유행이구나 <laughs> 아, 내가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치? 아, 귀여워요 결과 만났었으면 좋겠다.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했,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. 난 사실 이렇게 좀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좀 해준다 그래서 어, 그 어, 가서 좀 들려봐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너무 오늘 너무 많이 힐링됐고 내가 이제 오늘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로 많이 좀 소통하려고 내가 노력을 할게. 어, 그래서 피부로 느낀 것 같아. <laughs> 어, 나는 좀 힘들어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또 언니 모습 보고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고 응원해주고 또 본인들도 힐링을 받는다고 하니까 언니도 열심히 또 소통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언니 연기 하나하나 하는 거 되게 열심히 노력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 하나 대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표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들 너무 이렇게 영향 받아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, 부모님 가족분들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<laughs> 내일 우리 설이니까 설날 잘 보내 네, 네. 어, 내가 이름을 다 기억할게 저가 쌓인 한 번은 다른 친구들 잘 나눠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, 갈, 갈, 갈 길이 없어 <laughs> 울지마 얘들아 안녕